저번 영감 노트는 되게 브로드하고 스케치 위주였잖아요 이번에 뾰족하게 가서 이 공간에서 나누고 싶었던 점들 있잖아 일단 저희가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만났는데 휴대폰으로 밖에 촬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스케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완전 계획도 없는 새로운 도전이긴 한데 일단 코알에서 밀리자 아, 전체를? 아 전체를 그냥 기믹으로 그냥 예술이란 뭘까? 그래 어렵다 어딜 보고 있을까 다들 어딜 보고 있을까 어쨌든 directing이 들어간 거 아니야 진짜 쨍하다 촌스러운데 뭔가 멋있어 무슨 direction 줄까? 뭔가 눈앞에서 놓쳤다 잃었다 이런 거를 와 멋있다 저거 하나 사이고 있지 않아? 딱좀 멋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안 사고 싶어 안 걸고 싶어 예술이란 이런 걸까? 다동하고 나서 때 몸에 힘을 다풀어야살 수 있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저렇게 힘을 품고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두 사람을 뭔가 사로잡은 게 있는 건가 이쪽에 둘이 사로잡은 뭔가가 이 사람 한게 있는가 시선을 깨는 뭔가가 있다는 건데 우리 유튜브 채널도 그래야 된다 이 구도 같은 장면을 전혀 다른 틀에서 같은 장면입 타이트와 와이드에서 바람풍 조각조각조각 다 보여주고 촬영하는 거 방식, 소품, 주인공 인스타 하나 하나 하나 feed라고 생각하면 또 되게 재밌죠. 아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쟤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? 어쨌든 뭔가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자극을 받아야지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?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회사 시간에 한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성장일 수 있길 원하는 조직이니까 언제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예스! 브라보